얼마 전 지인이 제 전 남친과 저의 10년 절친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봤대요. 절친에게 물으니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어 연락이 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만나다 보니 제가 얘기했던 전 남친의 좋은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절친은 울면서 제가 싫다고 하면 더 이상 안 만나겠대요. 전 남친과 2년 가까이 뜨겁게 만나다가 헤어졌던 터라 아직 저는 전 남친에게 미련이 남은 상태거든요. 물론 주변에선 제가 아직 미련이 남은 걸 모릅니다. 지금 저에겐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 친구 아니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터밍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야. <laughs> 어, 저 어디서부터 네.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숨만 나오네. 이게 말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제가, 안 되지. 제가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전 여자친구랑 이제 친구랑 사귀게 된 거야 뭐 나랑 이렇게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뭐 내가 누굴 만나다가 이게 아니라 나랑 헤어지자마자 맞아. 조금 있다가 이제 얘랑 아, 사귀는 거야 미쳤네 근데 내 친한 친구였거든요 너무 빡이 치는 거야 얘랑 나랑 친하니까 짜증나 왜냐면 다 속속들이 들리잖아 우리끼리 모여있는데 얘가 늦게 와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느라 나개집 어딘지 아는데 어. 그 놀이터 어딘지 아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 그 새끼랑 아직도 봐 내가 오, 이게 되는 거야? 얘기해도 돼, 얘기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도 그 새끼는 개새끼지 나한테. 또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졌는데 물어봤어 왜 사귀었냐고. 이거랑 똑같은 사연이. 얘 장점들이 너 보였대. 엿 같다. 어, 그러니까 <laughs> 그건 너무하다. 근데 좀 그, 그, 렇다 아 근데 어릴 때여서 지금은 괜찮아. 나도 이게 두 번 있는데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지. 네, 친한 친구? 그 친구? 아주 아주 어. 친했어. 그 너무 옛날 일이고 그래서 아우 전혀 상관없다. 한 번은 여기 막둥이처럼 내가 아직 여기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음. 만난다는 거야. 내가 아까 그거 들으면서 제일 꼴보기 싫었던 부분은 울면서 얘기했다라는 부분. 아, 저도 아. 거기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 대고 눈물을 보여? <laughs> 차라리 <laughs> 어, 나 정말 미친년 같지 않니? 글쎄 너의 어. 전 남친이 좋아졌어. 이렇게 <laughs> 얘기해도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 너가 원치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게 하면서 심지어 막둥이를 가해자로 만들어. 맞아, 그거 진짜. 어. 자기네들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맞아, 맞아, 맞아. 심지어 그것도 아니 들켰어. 맞아,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음. 들킨 음. 거잖아. 이거는 얘기를 하, 했으면 괜찮. 들킨 다음에 운 거잖아. 어. 뭔 짓거리야 이게. 왜 울어? 어. 이 남자도 문제야. 아, 이 남자 지, 솔직히 제게 새끼는 이 새끼야. 맞아. 마음을 주면 안 되지. 나중에 들키고 나서야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말을 안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숨긴 거야 네. 맞아 그래놓고 지네 둘이 이럴 걸 큰일 났어 이나가 알았어 응. 어떡하지? 막 아, <laughs> 진짜 너무 싫다 아 이건 진짜 최악이다 좋은 면들이 그 점점 보이면서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럼 헤어진 이유도 있을 건데 나쁜 면들을 아직 못 본 거잖아요 그치? 똑같이 헤어지지 않을까요? 진짜 또 이해가 안 돼. 10년 절친이잖아요. 오! 그리고 연애를 뭐 짧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게 너무 일단 이해가 안 가고 뭐 울면서 막 네가 음.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진짜 미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자기를 피해자처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친구가 자기 애인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여기서 여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조금 괜찮아 보여도 어? 내 친구가 자기도 좋다고 한다든지 음. 아니면 이렇게 엮인다든지 했을 때 정말 뭐가 아무 생각이 안 들게 돼 완벽하게 거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이렇지는 않더라고 친구야 우리가 나는 막 원필이 모든 걸 닮고 싶고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고 부러워 원필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럼 내가 여기 이입돼서 보게 되는 거야 아. 자존감 문제인데 심리적인 문제래 아. 막둥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랑도 연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쿨한 척하고 그래 이제 만나 뭐 괜찮아 이랬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계속 띠꺼워 얘가 그치. 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띠꺼워 야 너 이거 먹을래? 해도 띠꺼워 지 혼자 먹어도 띠껍고 걸어가도 띠껍고 다 싫어 그냥 막 다 싫어 막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고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때 진짜 미쳤다 야 진짜 내가 미안해 하면서 돌아오면은 받아줄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둘 다 딱 끊는 게 맞고 그 절친한테 이런 말을 꼭 하라고 그냥 네 인생인데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먼저 그 우정의 선을 흔든 거는 절친이 절친이잖아요. 음. 절친이 선을 넘어놓곤 이렇게 선택권을 막둥이한테 주는 척하면서 막둥이만 악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다시는 보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 게 음. 막둥이를 위한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만약에 둘이 운명의 진짜 데스티니였고 막 이런 그럼 그냥 어. 결혼하라고 어. 해야지 그래. 그땐 박수 쳐줄 수 있어. 어. 진짜 어. 결혼한다고 어, 맞아. 그래, 아, 내 짝이 아니라 니네 둘이 짝이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 데스티니에서는 확률이 낮은 게 좀 부적절하게 갈아탄 음. 얘 친구인데 날 좋아했었으니까 얘도 좋아할 것 같고. 어, 이미 경력이 음. 네, 그러니까 그 어, 그 계속 그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음. 절, 음. 건강할 수가 없어. 어차피 헤어진다? 어차피 결혼 못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미련이 남았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미련은 그전 남친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애를 했을 때 찬란한 시간에 음. 대한 미련일 가능성이 맞아. 높다고 봐. 그 시간이 아름다웠고 그 시간 속에서 막둥이가 예쁘고 막 충만했었던 거는 진실이야. 그거는 변하지가 않는 팩트라고. 음.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내가 막 뭉개가지고 버려야 되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너무 막 많은 것에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근데 부탁 있어. 막둥이가 절대로 전 남자친구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문자안 보냈으면 좋겠어 그냥 지 친구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너 걔 만나고 나 이제 더 이상 보지 마 울지 마 너 만나 음. 이런 거 어때? 음. 쓰던 거 뭐 하나 주면서 이것도 가져 너 내가 쓰던 거 좋아하잖아 오늘 영케이 형 있으니까 되게 리액션이 약간 막 외제야 예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네 막 얼마 안 있었어 얼마 안 있었어 4년밖에 <laughs> 안 이겨서 어, 이겨서 앞으로는 이 친구랑 그 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깬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제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본인을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진짜 순한 맛이다 친구가 막 울면서 말했다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이입을 한다면은 또 울라 울지 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진짜 어. 진짜 이입을 하면은 어. 얘가 내 앞에서 울면서 막 진짜 무릎 꿇고 막 어. 어. 막 바지 잡으면서 막 제발 내가 미안하다고 막 근데 만난다고 음. 하면은 만나지 말라고는 못할 것 같고 음. 그 둘이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음.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10년 절친하고 이 남자친구는 나하고 막둥이하고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할말 있어 보자 하고 아무 말없 다시 마주앉아 지금 머릿속에 이 말을 해야 하나 많아 원하진 않지만 한없이 끌어안고 있던 널 붙잡고 있는 건 널 위해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쳐 먼저 보세요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